지방 흡입을 할 때는 tumescent 용액이라고 해서 진통, 지혈, 그리고 지방 용해가 될 수 있는 약물을 물과 함께 섞어서 수술 부위에 먼저 주입하게 돼요 수술 후에 흡입된 지방통 안에는 순수한 지방뿐만 아니라 tumescent 용액, 혈액들이 다 포함된 그 용액이 지방통에 담기게 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무게에 따라서 두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되게 돼요 이때 위쪽으로 자리하는 지방이 순수지방이고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게 밀도가 높은 용액과 혈액 등입니다 순수지방을 타겟으로 흡입을 한다는 것은 조직에 가해지는 자극과 출혈을 최소화하는 것도 고려된다는 것이겠죠 물론 예쁜 라인을 위한 볼륨 간소는 기본이겠죠